Thank you. 그 카메라 무서워? Thank you. Thank you. Mm-hmm. 생각해봐 애기들 왜 저래? 응? 얘들아 스코니 너무 작 그러게 하나도 작네 그렇네 들어갔어 이봐. <laughs> 머피나. 어? 너 부르는지 아는 거야? <coughs> 스콘이 뭐해? 참 뜯겠다 얘네들 아이고 무거 머핀이 <laughs> 고생했지? 배가 아팠지? 응? 여기서 뭐해? 꽝야! 쿠키! 쿠키 거기서 뭐해? 꽝야! 꽝야! 꽝야! 꽝야! 스코니 예이 <laughs> 머핀이 아니지 얘가 스코니 왜 머핀? 머핀이 <laughs> 괜찮아. 음. 괜찮아. 음. 너 뭐하니? <laughs> 이게 뭐야? 쿠키? 이구 낑낑낑 있어? 아이고 포파 아니야 아니야 포터 포터 잠시만 でしか 오 잘했어 오 떴다 떴다 잘했어 한 번 더 해줘 떴다 잘했어 잠깐만 떴다 떴다 오 떴다 음. 잘했어 우와 어굴구잘있어어굴구잘있어어굴구잘있어어굴구잘있어어 아, 뻗다 뻗다 <laughs> 멍충아 헤이 멍충아 음 멍충아 음 멍충아 음, 멍충아 응? 음, 응? 음? 과자를 줘야 되는데? 간식을 줘야 되는데? 뭐지? 뭐지? 뭐지? 뭐지? 응? 뭐지? 뭐지? 뿌띠야 뭐지? 그럼 뻥이야! <laughs> 오케이? 오케이? 오케이 오케이 아, 어 있어 모피가 진짜 죽겠다 어! 와. 오, 어, 빨라. 와. 빨라 빨라 그래 나와 코끼 나와 코끼 아 코끼 야 임마 코끼야 아아 아, 나와봐 엄마한테 어 아빠야 아빠도 무서운 엄마였어? 스건니스건니 머삐니 엄마 돈났지음 혼났어 쿠키야 우리 쿠키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알겠어 아이고 아파 그렇게 하면 스코니 못 피니 때 괜찮았어? 긴긴대다 피나 미안해 다섯. 이것도 자르고 아 이렇게 착해 너무 착해 피나 음. 음, 귀여워 눈높이 봐라 음, 너무 착해 진짜 착하다 목핀이 진짜 착하다 머핀이에요 이름이 바뀔지도 몰라요 머핀이 머핀이 음. 뭐,